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바로 애니메이션 배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혹시 있으신가요? 好きなアニメ. 好きなアニメ. 好きなアニメ. 짱구. 짱구. 짱구 때는. 아 진짜? 아, 아, 야. 저는 도라에몽. 아, 라, 아 도라에몽. Yes, yeah, love 코난 디텍티브 코난 아 그리고 데스노트 데스노트 음. 아 I love I love 아, yeah 아, 닮으신 것 같은데 네. 유자키 네. 유 유자키 엘엘아 네, me <laughs> <laughs> <laughs> 아 김인호나 김인호나 너 이름은 아 어, 어.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겨야 돼. 어. 파울, 파울 뭐예요? Oh. ドラえもんドラえもん <laughs> 아니면曲아니면曲아 그, 그, 그, my another favorite anime, Evangelion. 지금 배틀을 해보셨을 때 별- 결과가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레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laughs> 맞으니까. 이번에는 저희 둘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楽しみ.楽しみ. 마시. 아. 네, 그럼 바로 재즈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동할게요. 에이스 출동할게요. 네. <laughs> 비장의 무기입니다. Oh, oh, you're good. Very good. 이 슬기짱 어, 그 슬기짱. 연, 연주 어땠나요? いやとってもとってもいいですよねなんかやって一緒にやってて楽しい I love you played in intro your harmony in 아까도 말했는데 그 딴딴딴 따다다단딴 이거 노래에서 빡빡빡빡빡 이걸 영감 받아서 만든 거 아. <laughs> 혹시 콘서트 때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아이가를 이름을 치시더라고요. 아이가 리즘. 그거 한번 쳐주실 수 있는지. 하려면은 얼마나 연습을 해야 100년 연습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아 제가 2주 전에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부위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 그 손가락 튕기는 거 소리가 되게 크시고 듣기가 김오찌 김오찌 네. I, I can't, I can't. w o a w o a When I was when I was uh, in elementary school, I, I, I was practicing every day, like when I go to school, when I go back home, with walking, like. 이렇게 세 번째 배틀까지 어, 너무 멋지게 마무리를 했는데 단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어, 다음에는 돈 내고 볼게요. 잘 받았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やもうあのとっても楽しかったです。あのチャレッソ。ダボン。チャレッソチャレッソ。 어, 그럼 지금 이렇게 세 라운드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4人の中からあーあーあーするするぎするぎさんするぎさん 클래식이랑 재즈랑 이렇게 결합했을 때 자칫하면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 테크닉적인 것만 약간 강조할 수 있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스미노 하야토님의 연주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나중에 어 나도 써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연주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laughs> I'm I'm really really 진짜 excited to <laughs> perform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n December. I'm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uh, it. So see you soon and uh, thank you thank you for playing with me today. It was great pleasure.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laughs> 김어치. <laughs>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12월 공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